2020년 12월 18일 여행 5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 바로미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있긴 있거든 근데, 근데 네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아, 깜짝이야 씨. 아.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뭐야? 물소리. 뭔 소리야? 뭐야? 창문 열려 있어. 뭐지? 거기 문제 있어요? 거기 문제 있죠? 거기 문제 뭐야? 어? 뭐야? 나와!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그때 시청자분하고 함께 Thank you.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면 응? 뭐야 어, 어, 어, 잠깐만 여기 누구 있죠? 누구 계십니까? 계세요? 어우 씨. 어우. 계세요? 소리 들린다. 잠깐만 여러분들. 아, 어? 아. 아닌가? 방금 뭐 치라고 한것 같은데? 방금 뭐 치라고 한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양각이야? 이 새끼야!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